선. 알지 똑똑하다 바선 선. 선. 어, 앉아. 어, 선. 바꿔. 선. 여기다 선. 바 선. 어, 앉아. 바꿔, 선. 잘했어. 바꿔. 선. 아, 여기다 선. 선. 선. 화선. Nope. 선. 어, 엎드려. 선. 선. 再见。